네 여러분 여기는 시부의 거리 한복판이고요 그 지금 그 유명하다는 이치란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활기차죠?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치란이 어디 여기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근데 그 내부는 아마 촬영이 안 될 거예요 일본이 좀 특이하게 내부가 촬영이 안 된다 오 저기 건물 이쁘다 맛있겠다 약간 그런 허니 뭐였죠? 허니 브레드? 약간 그런 건가 봐요 다 쳐다보시니까 좀 창피하네요 네 방향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한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셔서 록폰기에 있는 라면집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럭키기 가서 또 킬게요 여기는 시부야예요 아 배고파 럭키기까지 빨리 쉬운 갔으면 좋겠다